형 이제 손나도 오. 형 이제 손나도될 것 같아요 <laughs> 그래 와문 어, 진짜 커와 저기서 봤던 거보다 훨씬 커 보여 마치 그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히어로가 돼가지고 전투를 위해서 좀 준비, 준비하고 약간 스카웃된 <laughs> 그런 느낌 오, 오, 오, 오 뭐야 괜찮아 <laughs> 우와 아다 예상하고 있었거든 던 아, 어, 그치 아좀 괜찮습니다 멋있게 걸어가야 돼요 우와, 이게 뭘까? 안녕하세요.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최연소 지원자네요. 어, 아이고. 표정 봐. 제가 정말 애기였을 때부터 노래를 매우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진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다가 네,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와, 형. 와, 비율, 비율, 와. 기가 너무 커요. 신기하다 아, 잠깐 잠깐 우리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, 빨리 앉아야 돼 빨리 앉아야 돼 이유래 저기 앉을까요? 다행 11월 와1 2 숫자가 늘어났어 아 여기 있는 사람만큼 숫자가 두명 들어갔으니까 다음은 누가 오실까? 모르겠어요 왠지 엄청 잘생기고 멋진 분 들어오면 주눅 들것 같아요 그죠?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생기고 멋있어 아니면서 어우 <laughs> 어 아, <laughs> 재밌네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 친구들에 비해 퍼포먼스는 좀 약해요. 하지만 우리가 그 가능성이나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네. 의주 씨한테 있어요. 어, 음. 저, 제가 지금 딱 그거 느꼈어요. 어. 왜 사랑스럽지? 부족한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음, 매력을 그렇죠. 가진 친구예요. 자, 기대됩니다. 어떻게